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가 지은 후에 어디 가볼 때가 있어서 가보는데 함께 가보실까요? 어디 가는지 따라오 보시면 알아요 팔로미 매미 소리가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이번 정류은 어린 이금원 입구입다음은 3번사 입구입니다. 부산 시내 버스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 비말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하 예산 공기정화 방역 부분을 진행하 진행합니다. 부산 시내 버스가 매일 차례 에어컨 공사 안전하고 시장 입구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손자들을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을 앞선이 정차하도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시장입니다. 다음은 서면곡개로입니다. এই Button. 我们是这样。